음식은 헹가라게. 뭐지요? 응. 코치? 동그라스. 동그라스? 동그라스? 아니야. 못 알아. 처음 그다 어이, 오, 수고 수고. 에이차. 할머니? 할머니? 승원이 승원이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안녕 아유 아잘지내셨어 아이고 고마워 이수고 좀잘 하나니? 아니에요 자주 왔었어야 되는데 우리도 자 루아나 할머니자 루아나 할머니 너무 어, 부끄러워 요새 부끄럽 부끄럽더라고 음. 음. 그거 뭐? 치킨 할머니 치킨 좋아한다 해서 이 어. 순살 이뼈 없는 거 할머니 응. 다리 그것들 나타나면 뭐 로안이 줘볼까 할머니? 자 딴, 딴. 안녕하세요 잘 받으세요 이뻐라. 아이고 이뻤다 잠깐만 아, 부끄러워? 부끄러워. 부끄러 부끄러움이 뭐야 할머니 응 할머니게 연할 할머니 나니 그거 무슨 이제 이거 사람인가 뭐인가 했는데 아이고 참. 전 사람 남들 아니 그렇게 건가 이게. 어, 어, 알아들어? 응. 네, 알아들었어? 어. 아, 할머니. 예? 승은이 뭐 이런 거를 줄라나 군인간 오라니 장결 보냐 갑니까 돈을 물려봅니까 결혼 사람 내 네 사람. 음. 몰라 좀 많이 몰라. <laughs> 누나 웬일이 왜 이래? 죄지었으러 너무 레벨이 틀려서 그런가? 하나 하나 거일 아야 아야 여러분 물 줄까 그러면? 야, 아, 아, 아. 이거 집에서 저 어머니 보내줘 보내줘야겠다 <laughs> 아이고 일본 어머니 건강했어 네네 음. 잘 계시고 음. 잘 되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제주도에 직장은 음, 어디야? 우리요? 우리는 인터넷 시집장이다 할머니 인터넷 시집장이다 난 그건 몰라 돈 벌고 건강하면 잘 살면 진짜 이거 있고 하나 이거 하나 있으니까 뭐 아주 만땡 주니까 어. 응. 이거 하나 심은 거야 그거 이거 하나 더더 하나 더 하나 더 음, 하나 더 하나 더 또래는 아들이고 어 또리고 아들이고 응 딸이든 아들이든 그렇지 어 그럼 일본말로 해줘요 일본말로 일본말로 엄마 해봐세요 밭 이건 지신 듣고 게임 그 허리 댕기고 물기라도 밥해고 이건 뭐 사람 사는 게 아니라 음. 아이고 <laughs> 먹는 건 네. 몰라? 대충 네, 알지? 응, 되지, 아,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옛날보다 좀 괜찮았어요, 언 응. 옛날보다. 아, 언니. 어? 어? 다른 사이. <laughs> 결국에 이 요즘은 이 연날당자는 것을 하여 먹질 않는 때문이지. 음. 연날은 많이 뭐, 뭐 얼마든지 주민 전대로 다 먹는데 연날은 주민 전대로 먹었다. 얼마든지 주민, 얼마든지 주민이다. 저도 부족했지. 아, 아, 아니 형이 잘했어. 눈이 젊은 거 같아. 안 잠깐만. 눈 감는 중. 밑에 이런 반드시 오는 난데. 난데. 또 아, 아니야 엄마. 난데. 난데 오마이. <laughs> 너네 어머니네도 요거 네. 하나 나오라고는 되고 이가 나오면 음식은 그거는 지레 몇 습기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음. 이거 나오면 되지 뭐 아이고 뭐라는지 와카리마스까? <laughs> 나오면 아니 아니요? <laughs> 아 하나 또? 하나 또? 아니 에? 아니 아들이고 <laughs> 딸이고 하나만 더 남겠죠 근데 할머니 아들 나니까 전화 할 통도 없고 감나무라? 왜 이렇게 커? 지금 또 어디 우가 뽕둔다게 그거 어삼 적지랑 그거 이제 여명 배경 또 뱃지망 멀방 막 그냥 발레여사 저것이 개라고 돼 있고 음. 러고막코이 양반 이거 눈 뜨고 있어 눈 뜨고 있어 이서방이 큰일 나는 그러지 잠깐만. 응, 안 잤지? 안 자고 있는 거 알고. 다 아는데. 안 잤지 너. 아니. 이렇게. 너잘안 자고 있잖아. 처음이세요 이거? 아이고 빨리 하고 나요. 아이고 너 빨리 하고 나요. 너왜 자는 척해? 너왜 자는 척해? 응? 니카도 할머니한테 제주도 말 한번 해봐. 할머니한테. 제주도 말. 엄마 마시. 내도 내도 잘하는 척. 아까도 보직이 꽃태문이요. 태문이요. 말라. 말라게.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빡빡하죠. 일어나, 일어나. 어이, 일어나. 엄마랑 가자. 아빠 엄마 간다. 안녕. 일어나, 일어 일어나. 할머니 저 말 누구 예요 할머니 거? 뭐 있냐. 연락은 저분 볼저 백발이 끝났지만 하루밤 허당기자 죽어가라는 아무것도 다고 말도 저도 이제 벌써 보는 사람 어디시냐. 나들 착하다. 아이고 참. 나들이 아들이라. 아. 떨보고는 낫떨. 낫떨. 낫떨. 로 그건 아주. 같이 산책해요. 육하가 업어서 간대. 육하 업어서 다닌대. 응? 육하가 업어서 간대. 나? 어. 절대로 못한다. 로안이가 올까 할머니? 이. 어? 로안이가 할머니 업어줄 거? 안녕. 화이팅. 응? 어, 어, 아이고 잘한다. 왜왜 아, 좌절 좌절 <laughs> 좌절 어, 어디까지 어디까지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왜 어디 가려고? 형 어디 가? 나가면 좋겠다 되게 예의있 나갔는데 <laughs> 어디 가려고 하니? 그래? 어이 어이 어이 어이 배지가 있는 거 있지? 배지가 불 다루는 거. 파이 이거 배지가 시절을 넘을 때 너네 나실 거요. 아직은 와그이 물왕, 만들어 요만식, 하여간 왕 그걸로 간대기, 간대기 알지? 건대기? <coughs> 건대기? 그것에 불달랑 바꿔주게. 음. 유영지에 바짝 그냥 막 노래를 했죠. 음. 땡기 고 그러고 나지. 땡기? 밥은 먹여. 물, 물. 땡기. 영출영영은 이것이 불잘라지 아, 응. 아, 네 네네.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 응? 모기. 응? 모기 안 물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 뭐? 모기, 모기. 미, 모기. 어서? 길림시 하다와. 길림시? 길림시? 아, 길. 고기가 안 하다와. 음. 땡기. 하다. 일본 사람은 고치도 잘 나이 먹지 고치라도 타고 무시고 회가라게 그냥 가지 마라. 뭐지요? 응. 고치? 응. 동그라스. 동그라스? 동그라스? 동그라스 아니, 동그치 닭꼬치? 꼬치. 꼬치. 매운 거. 요즘 나무 외심에 땅가라고. 있어요? 응. 아, 그래요? 요, 요디 짠짠한 거 저기. 음. 응. 꼬치. 응. 닭꼬치 닭꼬치를? 할머 닭꼬치 여기 사서 왜 동그라 쌤해놨어? 동그라시 닭꼬치를? <laughs> 마당에 있어요 혼백사진이라고 죽은 갈 때면 저기 들러가든 갔다 모랑 노랑 거기서 재질을 하는 거예요 음... 아, 안녕하세요 할 안녕하세요 야 그렇게 아주 돈 벌겠어 너? 어? 야 그딴 식으로 해서 돈 어떻게 벌겠어? 일본 사람은 덜걸잘 먹네. 이젠 두루먹기 옛날로 틀려서. 많이, 많이, 많이 먹어요? 서울 그거다. 너랑 그다 가면 그 공, 공업 댕기다 보니 싫어지면서 경쟁하지. 아니야, 아니야. 말은 잘해도 똥은 싼다고. 알아먹었죠. 알아먹었죠. 그 그런 거알아먹죠 <laughs> 이거 할머니. 아. 에이. 아, 아. 아. 이거 육화 닮아 육화 닮아가지고 막 던져. 아. 요즘은 뭐 여대가 보통지만 아. 못 알아들었어 지금 설마? <laughs> 할머니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했는데 천천히. <laughs> 연애가 나, 나쁜 거. 왜또 그렇게 어때 아줌 가끔 할까? 아줌 가끔 을까 <laughs> 자, 나연아 네, 네, 인사 인사 인사하고 가자 할머니 네. 건강하게 사세요 행복하시고 <laughs> 또게요 할머니 여기 여기 닭꼬치 좀 가져갈래? 닭꼬치 닭꼬치 그러니까 할머니 생각나는구나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우리? 가자 자 앞으로 할머니한테도 잘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하고 육하 어머니 아버지도 살아, 다 살아계실 때 잘하자고 여러분도 잘하시고 어떻게 아, 아, 아 알아들었어 좀? 100%로 치면 몇 프로 알아들었어? 60? 60? 웃겠고 가까이 있뭐 자, 육하 마음 아파하지 말고 로안이는 계속 그렇게 자는 척하지 말고 아이고 뭐 빨리 야구나요? <laughs> 겁나 웃겼어 진짜. <laughs> 아이, 자,次の動画で会いましょう。バイバイ。